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? 15,000원 눈이랑 음. 어... 아, 아, 예. 아 남자가 아, 아 남자도 아. 어, 한 달에 얼마 버세요? 한 달에 얼마 버냐고? 네. 3만 원이에요 하나 둘셋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네.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세요? 만 원이에요 만 원? 네 음. 근데 이건 당 당연히 궁금한 거 아닌가? 어, <laughs> 첫 질문인데? <laughs> 전 결정했어요 아 그래요? 네 먼저 뭐 내실래요? 네 어, 뭐야 <laughs> 저는 저는 5천 원 저는 만원 냈어요 저는 이름은 오가은이고요. 네. 나이는 25살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고 원래 본가는 부산이에요. 저는 이름은 유범연이고요. 나이는 23살이고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어. 음. 저는 서울 살고 있고 네. 본가는 충남이에요. 충남, 충남, 충남. 서산이라고 들어봤어요? 어 들어본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들어는 봤어요. 부산 어디? 부, 부산 어디요? 부산도 이렇게 있잖아요. 부, 부산이요. 아, 부산 부겠습니다 아, 어. 진짜 왜 이거? 아, 알겠습니다. 혹시 실례, 실례지만 한 달에 얼마 버세요? 한 달에 얼마 버냐고? 3만 원이에요. 아, 3만 원이요? 3만 원. 음, 전 정했어요. 네, 저도 정했습니다. 음. 엄청 가리네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저 500원 저 100원이요 이거는 실내인 것 같아가지고 어. 아 저는 네. 실내를 떠나서 중요하지 않다고 아, 생각해요 아, 정말요? 지금 음. 이 자리 그 어... 음. 네. 가장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15,000원 결정하셨어요? 네 저는 아까 결정했는데 아네 네. <laughs> 네. 하나 둘셋 저는 만 원 됐어요. 저 5천 원이에요. 제가 궁금하세요? 아 저만 저만 이상한 어, 사람 자신 있으신가 봐요. 아 그런 건 아닌데 <laughs> 궁금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. 음, 어. 저는 눈이랑 음. 가슴. 어, 아, 아유. 예. 아 남자가 가슴인가? 아, 아 남자도 아, 가슴이. 아 근데 가슴에 <laughs> 자신감이 있으신 거면 뭐 근육 있는 그런 어. 걸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볼륨감? 볼륨감? 어. <laughs> 음. 간 어디가 아, 어디라고 하면 좀 그런가? 네. 어떤 부위가 아, 자신 있으세요? 얼굴형? 오. 음. 얼굴형이 되게 이쁘시네요. 칩 같아요. 칩이요? <laughs> 네. 칩? 이거? 아니, 동그랗다고요. 아. 동그랗다고. <laughs> 되게 비유하는 게. 아, 아니, 아니, 잠시만 음.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. 3,000원. 네. 네. 음, 음. 저 2,000원. 저도 2,000원.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? 자존감을 높이자. 저는 5분만 더. 5분? 5분만 <laughs> 더 자자 <laughs> 이런 거? 아, 약간 그런 거. 오늘, 음.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데 음. 5분만 더, 5분만 음. 더 하다가 30분을 더 잤어요. 부지런하지 못하시네요. 아니 아니. <laughs> 저건 아닌데 어. 다음 거 할게요 5분만 <laughs> 더 다음 거알겠요 다음 거 할게요 다음 거 할게요 아 하길 잘했다 어, 다음 거 할게요 어. 최근에 야동 본 적 있으세요? 얼마예요? 한, 한 달? 아니 이거 얼마냐고 아, <laughs> 아모의 이거 돈도 안 내고 <laughs> 대답 들으려 그래 만, 만 6천 원이요 만 6천 원 16,000원이요? 네, 맞아요. 아, 알겠어요. 네. 아, 정했어요. 네. 네. 저는 2만 원. <laughs> 뭐야? 2만 원을 낸다고? 혹시 안 낼까 봐. <laughs> 본인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낸 거야 아니면? 아 당연히 궁금해서. 궁금해서. 궁금해서. 네, 아. 아. <laughs> 음. 야동은 본 적 없고 야한 영화. 제목 물어봐도 돼요? 어,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. 아. 죄송해요. 그러면 그것만 말해주세요. A급이에요? B급이에요? 왜? 그게 뭐예요? <laughs> A급, B급이요? 그 영화에도 그, 그게 있잖아요. 보셨죠? 아, 저는 안, 아, 저안 봤어요. 아, 대답하세요. 아니, 전 진짜 안 봤어요. 저는 진짜 안 봤고 음. 야한 영화도 네, 안 봤어요. 그렇구나. 친구들 앞에서 연인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나요? 13,000원. 이게 13,000원이라고? 네. <laughs> 만 원. 저는 5천 원. 5천 원? 어. 만 5천 원. 저는 해요. 사람들 막 엄청 많은데. 아 신경, 저 신경 안 써요. 다 주목하고 있는데 조용하고. 하는 편이에요. 그냥 음. 굳이 신경 안써 네. 음. 저는 좀 확실하게 <laughs> 못할 것 같은데 아, 네. <laughs> 되게 이런 거에는 저 막 되게 오글거리는 거 못 참는 성격이어가지고 전화 왔다고 왔어요 남자친구한테 남친구 사랑해라 말했어요 네, 강한 씨도 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뭐 어떻게? 나도 이렇게 할것같아 아, 나도? 사람이라 왜안 해줘? 이러면 뭐라 하시고? 아, 사람이 이렇게 하겠죠. 약간 <laughs> 아, 얼버무리듯이. 응. 음, 저는 그냥 음, 사랑해, 나. 아, <laughs>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? <laughs> 네, 이렇게 아. 저는 그냥 딱 말, 말하는 편이에요. 음. 사랑해라고 딱 말하고. 음. 그런 생각. 아 혹시 노제펜 하고 계신가요? 13,000원 아. 음, 아주 좀 예민한 하나 둘셋 <laughs> 왜 눈치를 봐요? 왜 눈치를 봐? <laughs> 한 번 해야지 어, 잠깐만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3,000원 <laughs> 저 만 원이요 네. 딱 맞았어요 왜 만 원 내셨어요 혹시? 아, 저, 아,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 아. 조금 일본에 대해 약간 예민하긴 해요. 아, 일본 진짜요? 문제에 대해서. 또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궁금했어요. 아, 음. 일본에서 사과도 제가 알기로는 38번인가 음. 한국에 한 걸로 알고 있고 네. 뭐 가치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굳이 안 하고 있어요. 음. 저는 안 하는 편이에요. 이거 나가도 되나요? 그런 부분이 예민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았던 나라라서 더 예민해지기 싫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아, 응. 그러면 하고 계신 거? 하고 있어요 네. 아 넘어갈까요? 네 그럼 제가 뽑을게요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다 16,000원 됐습니다 하나 둘셋 저는 15,000원 저 12,500원 어... 네.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없으세요? 어, 술을 너무 자주 먹는 사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마시면 극단적인 <clears throat>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땐전 차라리 못 마시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. 어, 음. 주량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? 소주 한 병 반. 아, 음. 저도 잘 드시네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얼마나 드세요? 컨디션 제일 좋은 날은 한 병? 근데 네, 한 병이 딱 기분 좋게 아니요 막... 머리 아파요 아 머리 아파요? <laughs> 아. 술린이라서 음.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음. 클럽, 먹고, 클럽, 클럽 간다 약간 이런 거 클럽 좋아하요저 많이 놀아요 아 진짜요? 어. 음. 노는데 연애할 땐 안 놀죠. 그건 아, 당연히 아, 그죠, 그죠. 상식적으로. 지금은 잘다니시겠네 네. 오늘 했던 거짓말 횟수 2만 <laughs> 원. 네. 어, 안 숨길게요. <laughs> 정했어요. 하나, 둘, 셋. 2만 원. 2만 원이요? 네. 저만 원이요. <laughs> 궁금해서. 아, 응. 저는 오늘은 한 번. 한 번? 네. 음. 약간의 꾸밈? 음. <laughs> 사람이 약간 가식 음. 살짝은 있어야죠. 음. 그래서. 저는 100. 아, 진짜요? 하나도 없는데. 매사에 <laughs> 솔직한 편이어서. 아, 그럼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구나. 아, 그렇죠. 아. 진짜 솔직한 편이에요. 거짓말. 네. 음. 음.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. 그 음, 네, 이게 지금 마지막 카드래요. 아. 제가 뽑을게요. 아. 마팔부터 시작할까요? <laughs> 올인 올다 아, 아 마지막. 생각보다 질문이 빨리 끝나가지고 네. 조금 아쉽네요 어. <laughs> 오늘 어떠셨어요? 저랑 이렇게 얘기해보고 하셨는데 음, 저는 100% 솔직했어요 즉 마팔 응. 음, 네 할까요? 뭐? 왜 하셨어요? 아, 근데 재밌었어요. 그냥 재밌었고 음. 좀더 친해지면은 또 좋지 않을까 해서 오해했어요. 나가서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어. 더 재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모르겠어요. <laughs> 그건